더치홉은 거리대를 만들기 위해서 어, 네. 산에서 나뭇가지 3개를 주워왔거든요 어, 이 나뭇가지 3개를 삼각형으로 이렇게 세워놓으면 더치오븐을 걸 수 있는 거리대가 완성됩니다 삼각형의 이 위쪽을 묶을 때는 불에서 좀 떨어진 부분에 묶어야 줄에까지 열기가 안 가서 삼각형이 이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고정을 한 다음에는 이제 이 중앙 부분에서 줄을 하나 매달아서 더치오븐을 어, 걸 텐데요 저는 이쪽으로 이렇게 줄을 좀 튼튼하게 묶어주고요 어, 끈의 길이는 끈의 길이는 더치오븐을 어, 걸고서 위에다 다시 고정을 할 수 있도록 끈이 좀 길어야 됩니다 그래요 이렇게 위쪽에서 매듭을 져준 다음에 이제 오븐의 위치를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오븐이 이쪽으로 틀어져 있는데 화로대 중심으로 오븐을 옮기기 위해서는 반대쪽 다리 쪽을 내려줘서 오븐의 위치를 이동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한쪽 다리씩 이렇게 이동을 해서 오븐을 화로대 중앙으로 위치할 때까지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면 됩니다 어, 조리를 마치고 이렇게 불이 클때 어, 화력을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한 팁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무를 최대한 벌려놓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벌려놓으면 화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불도 오래 유지를 할 수 있고 장작의 소모를 좀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놔도 꺼지진 않고 어, 천천히 타기 때문에 불을 유지하기가 쉽고요 나중에 다시 조리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나무를 모아서 다시 불을 붙이면 다시 손쉽게 불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안잘렸